저희가 드린 비는 아니고 이번에 새로 사봤거든요. 근데 치즈 케이크. 크림엔 그거. 이거는 이야. 갈비살과 뒷살? 갈비살과 늑, 간살 늑간살? 그 가운데 있는 게 늑간살. 갈비살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 같은 걸 두 접시를 네, 여기는 갈비가 좀 얇은 데고 음. 어. 여기는 갈비가 좀 두껍고 마블링이 좋은. 맛있겠다. 원래는 뭐 기름기 없는 걸 먼저 먹는다는데 어. 저희는 배부르기 전에 맛있는 걸 먼저 먹어. 대박. 아, 근 생으로 먹진 않는데 내가 궁금했어. 이런 이 정도의 나. <laughs> 그거 하나는 저 네. 그게 풀프스 조금만 띄워주세요. 어, oh my god. 맛있죠? 와, 그래요? 거의 느낌이. 와,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죠? 저희가 왜 이렇게 해놓은 거 아시겠죠? 여기서 사먹는 거랑 다르지. <laughs>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laughs> 대박이다. 진짜. 영국 가서 먹은 그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 대박이다. 음.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진짜진짜지금달걀가지금나가있지지금나가알아서이거를정리를해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파츠를 한번 삶아보려고 해요 팥소 만들려고요 어저께 한인마트 다녀왔는데 계속 팥 들어간 뭐가 먹고 싶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팥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팥을 사왔어요 팥팥 한번 씻어왔거든요 걸 넣고 물을 붓고 한번 끓여주래요. 한번 팔팔 끓여주겠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끓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이 처음, 처음 삶은 물은 한번 버려주라더라고요.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대요. 그걸 먹으면 그 팥 먹을 때 이거를 이제 3, 40분 정도 그냥 삶아준, 삶아줄게요.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뭉갰을 때 뭉개질 정도거든요. 이 설탕을 넣어보려고요. 일단 이 정도만 넣어볼게요. 집에 물엿이 있어서 물엿을 넣으면 설탕이 결정화되는 걸 좀 막아준다고 하는데 저도 그냥 유튜브에서 본 정보라 전문가의 정보는 아닙니다. 것 같아요. 근데 맛을 조금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달아졌어요. 근데 엄청 맛있어 보이죠? 주말 저녁입니다. 이건 꼬바로운데 닭고기예요. 그리고 이건 같이 양파도 튀겨가지고 곁들였는데 어쨌든 메인은 꼬바로우 그리고 여기는 월남쌈 잘 먹겠습니다 쫄깃쫄깃한 것도 제대로야 음 맛있다 확실히 소스는 좀 더 많아야 돼 이거 괜찮다. 진짜 맛있어. 짠. 얼렁 쌈도 먹을 거야. 아카도에서 이번에 배송시켰더니 이 초콜릿 박스를 선물로 줬어요. 좀 이 안에 많이 먹었는데 이미 여러 가지 제품들 모아놓은 초콜릿 박스예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이 들어있는데 그걸 먹으면서 제 취향이 어떤 쪽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얘는 이름이 carrot cake래요. 오늘 저녁은 똠양꿍 만들어 먹으려고요. 집에 이런 똠양 페이스트가 있어서 이걸로 똠양꿍 만들어 먹어볼 거예요. 물 600. 그리고 이게 지금 400g이거든요. 근데 물 600L에 이 페이스트는 50g이래요. 그러니까 이거의 8분의 1 정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8번 분량이었어요. 토마토, 새우, 가지 밀크 대신에 코코넛 크림 넣어줄게요. 쌀국수 면도 삶고 있어요. 현지 컵 같은 느낌? 현지 가봤어? 안 가봤어 가봤잖아 뽕뽕 먹잖아 음, 그래? 페이스트를 엄청 많이 넣어버릴까? 넣어버릴걸 그지? 좀 순한 맛만 음, 순한 맛 음. 오늘 오랜만에 바스하려고 물 받고 있거든요 오늘은 입욕제를 넣어보려고 해요 어, 이 브랜드가 되게 마트에서도 팔고 되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생용품 브랜드예요. 근데 여기서 이 베스밤도 팔더라고요. 그 오카도에 있길래 한번 주문해봤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신기해서 한번 사봤어요. 이게 보라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었는데 랜덤 배송으로 저는 보라색을 받았어요. 그래서 라벤더 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걸로 버스를 해보겠습니다.